고 말은 안 해도 내맘 알아주죠 가끔 만나도웃음며반겨드리 햇살처럼 오늘이 감싸주고 내면 바다처럼 노든걸 받아주리 안아주고 외롭고 아플 때 용기와 힘을 주죠 내가 닌허물은 모두 다 보여줘도 변함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 햇살처럼 오늘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걸 받아주니 꽃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